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커넥! 네, 안녕하세요 엠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Drunk-Dazed 썸네일을 정해보러 왔습니다 와 썸네일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이름하여 썸 썸썸 네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바로 뭔가요? 종이컵을 지켜라! <laughs> 선우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간단하게 종이컵을 손등 위에 올리고 그냥 떨어지면 바로 아웃입니다. 어, 다이렇 바닥에 있는 요 선을 넘어가도 아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음. 네. 네. 그러면 정말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지켜야겠요 오, 오, 네. 되게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네. 떨어지면 이제 실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게임에 앞서 니키 씨가 각오 한마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3대 에 나올 수 있는 와. 아. 아. 제희 경우는 좋은데.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자 이제 그러면은 일단 썸네일 주인공이 몇 명이 될지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오, 사다리가 죠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번 아, 갑시다. 1번 가야지 1번. NF는 하나다. 네, 오케이. 1번 가자. 네, 시작. 따라라라 따라라라. 하나 둘세 명. 오, 두 명. 오, 저번에 세 명. 두 명. 네, 두 명. 나쁘지 않다. 아, 자 이제 썸네일의 주인공은 두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Let's go. Let's go. 오늘은 Drunk 팀, Dazed 팀총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할 건데요. 네. 은 제비뽑기로 정해집니다. 어, 제비뽑기 아, 잘못 결했지? 어, 어, 열렸네. 네. 네. 어, 어쨌든 이걸 준비해서 아, 네. 제가 방금 이제 그 초응력을 이제 순간이동해서 아, 실력 아, 있으시네요. 실력이 아, 있는 제이 형. 제일 네. 다운 그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네. <laughs> 자, 저부터 뽑겠습니다. 네. 드럼. 드럼. 아, 드럼. 예. 뭔 데이즈. 데이즈. 데이즈. 어지러우신가 봐요. 아, 데이즈. 뭐 나올 것 같아요? 전 형이 맨날 드럼도 나올 것 같아요. 난 데이즈. 어, 데이즈. 오, 데이즈. 데이즈. 잡지 촬영. 잡지 촬영을 해. 저는 이제 게이라고 데이즈. 오데이스트 네. 오데이스트 네. 잠깐만 오데이스트 네. 아 오케이 Let's go 드렁 드렁 드렁 와우 아, 역시 오늘 다 똑같네 아 에이전트가 3명인가? 둘셋 드렁 드렁 오 드렁이네 데이스트 데이스트 데이스트 데이스트 우리 뭔가 딱 이렇게 나뉘네 아니 아니 이제 형도 이제 여기 그럼 깍두기 단무지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덩크팀 대표 선우형이랑 응? 예? 아니, 아니, 아 데이즈팀 대표 선우형이랑 덩크팀 니키가 오케이, 한 개만 거가 매보 어차피에서 이런데 어차피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쵸? 어, 상관없죠 먼저 할래요? 늦게 할래요? 늦게 할래요 오케이 어, 저희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아 정보 수집력 네 그럼 바로 let's go. 렛츠고 렛츠고 고 렛츠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룰을 하나 더 정합시다 이제 아무리 너무 치는 게 허용이 되더라도 이, 이 손과 이 종이 그러니까. 상대편에 종이컵은 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 그렇네 그럼 이것도 안돼 이렇게 네. 네. 어? <laughs> 진짜 어려운데요? 진짜 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분 테이크 썸네일이 이세 명이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러네 그러네 왕중 네, 왕중 왕정 아, l e 아, 저는 이제 반지를 좀 뺄게요. 저거 올리고 뭐 저거 근데 제가 봤을 때 반지 있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좀 더 안정감 좋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케이. 어, 내가 우리 말해버렸네. 어, 뭐 조용히 해. 갑니다. 다시. 준비 시작해주세요. 네. 시.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Three. 잠깐 어, 잠깐 잠깐. Two. 소리 소리야. 잠깐 잠깐 잠깐. 가만히 있으면 도장이겠죠? 근데 나는 움직이고 싶었는데 이게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움직일 거 제이크요. 네. 그거 아니야. 어 떨린다. 잠깐, 잠깐. 팁을, 드자면그 가만히 계시는 게 좋다. <laughs> 알아서 떨어진다. 알아서 떨어진다. 3, 2, 1, let's go. 지금 어, 니키가 제일 먼저 사는. 자기가 오. 오. 오. 이 아닌데 저거? 예? 네, 저 정도 받아. 아, 저 정도. 제형 손가락이 가다 아 그래? 네. 제이야 너는 야 아, 양심이 있어 에이 양심이 있어 나 게임 원래 제이 각 떨어지고 이승이 형 떨어진다 이승이 형은 이거 이러었어 그럼 내가 이긴 거야 그러면 이승이 형은 탈락이 네, 다시 합시다 다시 그냥 다시 합시다 다시 다시 아, 어차피 우리 애들은 시 시작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오 네, 제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제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laughs> 오지 마세요 오!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들려요? 바람 바람 돼요 이거? 바람 돼요. 바람 됩니다. 바람 네, 돼요. 어, 이 새끼가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엄청 안정적이네. 아. 오! 어 근데 진짜 너무 치열했어요 마지막에 아, 진짜. 저희는 조금 시장이긴 한지만 공격 대첩이었어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드렁크 데이즈드의 썸네일 주인공 뭐죠? 이제 네. 성훈이 형이랑 희영이 형이 됐어요 네. 와우. 소감 한마디씩 들어봐야죠 네, 어 제가 저번에도 이제 썸네일 주인공이 되었는데 아, 이연,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저번에 했, 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서 분명 아. <laughs> 서로 이제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 오늘 교훈은 뭐다? 가만히 있으면 아니야도 맞다 네, 그래서 결국 말지 않는데 아 그거 뭐냐 희승이 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를 했었어요 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안정적으로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뭔가 이렇게 <laughs> 뭔가 이렇게 갖고 싶어서 한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썸네일 주셔서 정말 감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성훈 형이랑 희승 형이 썸네일 하면 또 이제 팬분들 엄청 좋아하시죠. 그리고 저 다른 대중분들께서 딱 와 이거 잘생긴 사람 누구야? 하면서 이제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네 한마디 더할게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썸네일보다는 이제 딱 그 눌렀을 때 저희 무대를 집중해 주세요. 아, 아. 썸네일은 중요하지 않다. 네. 제가 아, 마음 같아서 그냥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 NIP의 디어크데이트 무대는 어디서 볼수 있죠? 바로 바로 바로 M 카운트다운! That's right. 아름답고 황홀한 NIP의 무대를 보러 목요일 저녁 6시 M카로 달려 달려! 달려 달려 하루침에 전부 당진 즐겨봐 NIP의 카니발 여기를 누르면 드렁큰 에이즈도 네 무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